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어, 이번 준비한 또 컨텐츠는요 어, 사진에 계속 나오는 이 남자에 대한 사진인데요 어, 많은 분들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방탄 관련 사진을 보시면은 이 을문의 남자가 찍은 사진 이내장이 계속 나오던데 어, 인터넷에 여기 있는 이 남자 이게 바로 저랍니다 네 저랍니다 어 이날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날이 이제 저랑 남준이가 졸업식이어가지고 어, 다들 졸업 축하해주러 놀러와서 찍은 사진이었더고요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각자 졸업한 학교는 이제 다르지만 전날 저희 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어, 남준이 학교에서 찍은 걸로 어, 기억을 합니다 어, 굉장히 surprise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음 이 사진 이분이었구나 할좀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오! 아 이분이셨구나 아 비투님이셨구나 이 사진 주인공 비투이셨구나 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똑같이 생긴 이유가 왜겠어요 저니까 그렇죠 예. 네. 그래서 굉장히 진짜 surprise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진짜 매번 보는데 가끔씩 이제 저, 저 사진 보면은 아니 나한테도 지금 없는 사진인데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 보면은 아주 미스테리하면서도 참 반갑기도 한 사진입니다 저 때의 지훈이 어, 비툰이 굉장히 그립네요 저 때 굉장히 풋풋했는데 음. 아무튼 오늘 또 이 사진을 갖고 오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모 카페에서 굉장히 재미난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어,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곱하기 10개 어 방탄 학부모설 키키키키키 내가 보고 진짜 30분 동안 새벽이라 웃지도 못하고 시시거리 아니 이번 정체가 뭐예요? 진짜 궁금한데 내님들 이번 정체가 뭔지 알려줄래요? 그리고 지미이나 정국이랑 찍은 것도 있는지 아 진짜 누구신지 현기증 날 것 같다 키키 다음 김밥 아키 나도 저번 보고 당황해서 어? 같은 사람 아닌가? 뭐지? 내 눈이 이상한 건가? 이러고 있었음 사방요 키키키키 그니까 키키키 네개나 반복되니까 웃겨 꼬북 저도 적어 보면서 응? 뭐지? 같은 학교? 음 일리는 없는데 뭐지? 음 이러고 있었음 사방요 한참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헐 키키 저분은 누구세요? 키키키키 그러게요 키키 진짜 궁금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분 가로 학부모설 <laughs> 가로 이 찝은 옷이 다 똑같아요 혹시 교복?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방탄 학부모설로 제가 이제 방탄의 학부모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음 제가 탄이들의 학부모 역할을 했었죠 네. 근데 저 당시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당시 겉옷 입었던 옷이 저희 학교 교복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어, 제가 나온 학교는 청담고등학교였고요 어, 그 교복은 아니었고 비슷한 색의 사복이었어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어, 궁금증을 진짜 풀어드리는 영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저분 저분 그래 비투님의 과거의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어, 오늘 준비한 이 짧은 컨텐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어,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또 짧은 영상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궁금증을 꼭 다시 풀어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, 여기까지고요. 짧지만 아쉽지만 다음 컨텐츠 또 굉장히 준비 잘해서 가,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. 아래 댓글이나 궁금한 점이나 저의 부족한 점 말씀해 주시면 꼭 피드백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고맙습니다. 안녕!